<laughs> 뭐라고? 리앤 <laughs> 야! 돼지가 똥, 희관아 똥. 어. something that different every day 오늘은 blah blah blah 리 홈타운 갈 거예요 다른 거 오늘은 리 엄마 만날 거예요 아, 이거 hit hard now one 예뻐. 아, why y 왜? I wanna the, the good image the, the, the, the your mother. 괜찮아. I tell my mother 나 남자친구 못생겼다. A few moments later. 먹어, 오빠 먹어. Có phần mắm không? Có mày <laughs> hả? ông ngoại à có <laughs> 와, 세, 세 개, 맥주 세개 먹었어. 세 잔. 아, 역시. 아, 마이 리. 예, 마이 리. 아, 나. trước là là cái nguyên thì là review nhưng mà mình nói dạ. nói như vậy dạ. có nghĩa là hai bạn quen nhau lâu chưa à nửa năm nửa năm ừ. nửa năm hả dạ nửa năm rồi sáu dạ, bạn là sáu tháng dạ à rồi dung chi có ý định <laughs> ý định đi uh, đi làm vợ không? 나 진짜 힘들어. I love her. He asked you the one to marry me. Yeah. Yes. Yes. Yes. Okay. 멀려 멀려 không? 여기가 리 우리가 이제 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인 것 같아. 맞아. 오랜만에 봐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맞아. Yeah, they like you too. 음. Um, I just like a person 아니야? no, no. He really hate that somebody that he buy. If the heater totally hate 진짜. 여기가 바나나 보여요? 여러분들은 시, 그 뭐지 시골에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 이짜도 시밀러 여기가 진짜 한국의 시골이랑 진짜 비슷해 나도 한 더 20년 전쯤에는 시골이 이랬어 똑같았어 똑같았어 시골에 이렇게 있고 항상 강아지 이렇게 있고 저기 이제 지금 수수나무가 있는데 이제 한국은 옥수수 한국은 옥수수가 있고 그리고 강아지 항상 있고 <laughs> 귀엽다 <laughs> sky. Hello,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. Goodbye, gray sky. Hello,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. Goodbye, gray sky. Hello,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. Goodbye, gray sky. Hello, blue. There's lightning and rolling all green clouds. gray sky, hello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. Goodbye gray sky, hello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. Goodbye gray sky, hello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. Goodbye gray sky, hello blue. There's nothing enrolled in all green flowers. Goodbye gray sky, hello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. Goodbye gray sky, hello blue can hold me by gray sky. Hello, blue. There's nothing can hold me when I hold you. By gray sky. Hello, blue. There's nothing enrolled in all green flowers.